요즘 아파트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문자도 많이 받고 전화도 많이 받는데 뭐 사실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물량이 많이 쏟아지니까 전세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더니 수성구 같은 경우는 실제 뭐 50% 60%의 어떤 전세 매물들이 많은데 다른 쪽의 매물들이 그만큼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뭐 달서구도 마찬가지고 뭐 경산이나 반야월도 좀뭐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은 전세가 실제 얼마만큼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성구나 범어동 위주로 현재 보시면 거래되는 매매 금액들이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일단 좀한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다뭐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 지금 공동서으로 되어 있어서 뭐 대구 전역에 매매건이나 전세건은 실제 저희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매물들이 나온 거는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뭐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드리고 확인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수승구를 제외한 나머지 달서구나 경산 이쪽으로는 전세 가격이 아직도 90%에 임박하는 전세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절대 급하지 않으시면 그런 매물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는. 지금 어, 대구에 한 20년 전으로 이런 일이 없다 보니까 뭐 저조차도 당황스럽고 현재 뭐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도 생각이 많으신데 일단 뭐 저번에 물어보신 분들 중에 아파트가 지금 후보였는데 지금 당첨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실제 보면 예전에는 택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후보했던 분들이 지금 다 빼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이 차트에서는 음. 어떤 뭐 지금 아파트 청약을 했다가 취소한 데이터가 지금 안 나오는데 다른 차트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청약을 해놨다가 취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후보였는데 당첨될 확률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전 같은 경우 는 택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청약 같은 경우 후보였으면 취소를 하면 살아있기 때문에 또 청약이라 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청약으로 해서 전부 다 돈을 벌고 아니면은 뭐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빠진다는 거는 그만큼 공급은 과하게 되면서 수요가 점점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보시는 게 지금 아파트 전세 금액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보면은 뭐 32평에 3억 전세죠. 실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10억 6,500입니다. 현재 32평 10억 7천 돈이죠. 근데 지금 전세로 바꿔서 보면 3억 돈이에요. 예. 이런 식이고 나머지 전세 같은 경우도 지금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를 전체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전세 금액이면 매매 금액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면 이게 현재 매매 금액이에요. 예. 현재 이런 매매 금액들이 다 10억대가 넘죠. 7억, 14억, 뭐 9억, 10억, 11억 이런 금액대가 지금 전세로 바꾸면 지금 다 5억대입니다. 5억대고 1억대고 1, 1억 5천대고 뭐 7억, 6억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거래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일단은 구입을 하실 때는 50에서 60% 정도 되는 전세를 구하시는 게 맞고 또 집을 급하게 사시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학군, 만촌동의 학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두산 2부에서 범은 애거리까지도 뭐 만촌동의 학구가, 학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전세로 들어가시면 될 거 아닙니까? 굳이 막 여기 지금 거품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뭐 적은 아파트든 뭐든 전세로 해서 학군을 또뭐 좋은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매매권 같은 경우 좀 못해도 2억 2천, 2억 6천 전세들이 나와 있습니다. 1억 뭐 7천 거래가 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불과 지금 거래 금액은 뭐 한두 달 정도의 거래 금액입니다. 이게 또 마찬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9억짜리 뭐 53평이죠. 예. 매매 금액은 16억짜리였습니다. 또 전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뭐 5억 같은 경우도 뭐 보면은 실제 매매 금액은 12억 천이네요. 예, 여기 다 나오죠. 제가 전세로 월세를 바꿔보면. 이런 식이기 때문에 제가 뭐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지 뭐 인위적으로 얘기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뭐 매매 물건이 나왔다고 그걸 다 매매 물건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좋은 것을 매매를 하는 게뭐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마인드고 뭐 나와 있는 거 막말로 사시는 분들도 요새 뭐 이런 유튜브도 보지만 다 확인해 봅니다. 그렇고 확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예. 부동산에서 얘기한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것도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 거래된 매매 금액이라든지 전세 금액은 이렇게 해서 실거래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국토해양부의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어플들이 만들어졌지만 이런 어플들도 뭐 100%다 맞다 안 맞다는 얘기를 못 드리지만 제가 이 어플을 가지고 실제 국토해양부 자료를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다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안 맞으면은 이런 어플이라든지 뭐 데이터는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반야월 뭐 마찬가지 제가 한번 보게 되면 반야 울쪽에는 호재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반야울 혁신도시에 발표됐을 때 들어갔을 때 땅값은 평당 100에서 150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된 금액이 600에서 700인데 이게 뭐 주식하고 뭐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근데 주식하고 약간 틀린 거는 호재가 있어서 오르고 나서 다시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 폭락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좀 틀립니다. 아파트에 폭등이 없었죠. 대구에.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워낙 돈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폭당 투지, 투자, 뭐 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대구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발생된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 돈이 풀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처음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를 구하시거나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셔야 돼요. 물론 투자 투기가 아닙니다. 왜 예,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우리가 범어동 뭐 만촌동 예를 들어서 투자해놨는 분들 땅값 뭐 아파트값 올랐죠. 진짜 돈 있는 사람들 빼놓고는요. 방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석. 왜 예, 그거 팔고 딴 데 갈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못 판답니다. 근데 팔 수 있으면 팔아야죠. 팔고 또 더 저렴한 신축 아파트를 가셔서 향후를 도모하거나 조금 오를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 다 전세 매물입니다. 어, 여기 전세를 보면은 뭐 여기도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죠. 뭐 이런 전세 매매기 금액이 실제 보면은 저 일단 택지 지역을 먼저 보겠습니다. 택지 지역에 집들이 그나마 좀 신축이니까 지금 전세 1억 5천입니다. 매매 기준으로 해서 이 일대를 한번 보세요. 자 매매 기준으로 보면은 여기가 지금 4억 천, 뭐 6억 천, 3억 5천, 6억 5천, 4억 2천, 4억 5천, 4억 천 3억 6천, 3억 2천. 자 다시 전세로 바꿔보겠습니다. 현재 실제 전세로 거래된 매물입니다. 보시면 웃긴 게 수성구하고 틀리게 전세 금액이 5, 60%에 거래되는 게 많이 없어요. 예, 네,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매물이 그만큼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매물이 쏟아진다고요. 그럼 당연히 전세 금액은 내리게 됩니다. 굳이 지금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 수성구나 중구나 남구나 뭐 달서구나 뭐 서구나 동구나 관계없이 아파트 가격대들이 다 뛰었는 걸 볼 수가 있죠. 금액대가 너무 많이 뛰었습니다. 평생에 한 번 사는 집인데 이때까지 안 샀는 집을 굳이 급하게 지금 사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으로 저한테 뭐 찾아와서 아니면 부동산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걸 살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사지 마세요. 일반 손님한테 그런 얘기 안 하죠. 식당에 음식집에 가서 여기 음식 맛있습니까? 아 맛없으니까 여기서 드시지 마세요. 딴 데 가서 드세요. <clears throat>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했냐고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을 뿐이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라고 또 말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 자기가 어느 정도 지식을 쌓거나 공부를 하시는 게 많고 우리가 부동산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처음 배울 때 지도를 많이 보라고 합니다. 지적도라고 하죠. 전체 지도와 지적도를 보면서 가격 흐름을 먼저 읽으라고 얘기해요. 뭐 자격증을 따갖고 바로 시음으로 들어온다 해서 바로 부동산을 하고는 있지만 잘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초보들도 많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실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또 실무 같은 경우 요즘 더 잘 돼 있죠. 이런 어플도 있고 뭐 인터넷상에 다 확인하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지금 매매 금액들을 전세로 바꿔서 본다면 전세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어서 가장 저렴하게 50에서 60% 되는 전세 매매를 구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나 뭐 매매, 아파트 뭐 이런 기본적인 매물들은 공동 서브에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번지수까지 올리는 경우가 많죠. 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감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온차만의 매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 전역이 다 그런 서브로 서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을 구하시거나 아파트, 를 구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음.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그게 돈 주고 사용하는 서버라서 돈이 아까워서 그런 서버를 사용 안 하는 부동산들도 있을 겁니다. 뭐 그만큼 아무래도 뭐 뒤처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찾으시면 되고 그 동네가 없다. 그럼 다른 동네로 가세요. 위험 부담을 안고 그 동네 왜 삽니까? 지하철 잘 돼 있고 뭐차 없는 분들 없지 않습니까? 저한테 간단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저도 간단간단하게 문자를 드리는데 용기 있는 분들은 전화를 주십니다. 아이고 뭐 시청하고 있는 구독자인데 뭐 죄송한데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뭐 유료 상담 가능, 유료 상담이 왜 필요해요? 제가 아는 지식 <laughs> 얘기해 드리는 건데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없고 신뢰를 가장 기반적으로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 얘기를 해드리고 제 지식이 조금 부족하면 은더 전문가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전화번호를 드립니다. 그럼 그쪽에 또 물어보시면 되고 어차피 제가 기본적으로 아는 지식이 좀 좁으면 더 지식이 많은 분들한테 저도 물어봐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연락을 오셔서 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그런 뭐 일들 때문에 뭐 제가 또 배우는 케이스가 되니까 뭐 서로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시청을 많이 해주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고 어떤 분들은 커피도 사들고 가겠다 위치가 어떻게 되냐 그런 말씀만이라도 저한테는 참 도움이 됩니다. 그러고 저도 물론 성심성의껏 예, 그렇게 전화를 해드렸지 싶은데 이때까지 통화하신 분들은 뭐 기본적으로 2분 3분 통화하고 끊는 분들 없습니다. 20분 30분씩 목이 아픕니다. 근데 저도 이제 어떤 뭐 제 지인이다 가족이다 막 했을, 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거하고 똑같이 얘기하는데 답답한 분들이 좀 있어요.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전 정답이 뭐 제가 정답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놈의 재산을 사라 마라 이래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은 아직까지는 안 사겠다. 물론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뭐 뭐라도 팔면은 뭐 수수료 남겠죠. 뭐 매도 매수, 예, 임대인, 임차인. 하지만은 무조건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거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위기는 똑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저한테 얘기 안 들어도 딴 데 가서 또 얘기 들으면 똑바로 얘기해 주는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제가 사기꾼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 다른 부동산에서 듣고 또 제한테 얘기를 들으면 그 부동산이 똑바로 얘기해 줬으면 아 그 부동산은 신뢰가 가는 거지만 똑바로 얘기를 안 해줬을 때는 또 그 부동산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뭐 복덕방 시대가 아니라 워낙 인터넷이 잘 돼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공동 서버 같이 돈 내고 뭐 매물을 뭐 공동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세를 매물로 바꾸고 이렇게 보면은 뭐 꼭 그게 아닌 것들도 있고 뭐60% 50% 전세 매매 금액이 안 나와 있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 전세 안 구하면 됩니다. 굳이 막 90%뭐 매매 금액의 90% 80%에 가까운 거 만약에 구입하셨다가 나중에 뭐 어찌 될 줄 알고 그 구입하십니까? 뭐 예? 아파트 살 때는 안 사고 뜬금 없이 뭐 이제 아파트 사지 말라니까 전세 구한다는데 전세가 90% 80%뿐이 없습니다. 이거 전세 구입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말아야죠. 꼭 그 동네 아니면안 돼요. 요새는 뭐 사실 뭡니까? 고향 개념도 없습니다. 정주고 살면 고향이고 뭐 제 주변에 여기 뭐 대구 토백이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한 동네에 또 오래 살면 그가 고향이고 한 동네에 오래 살면 뭐 황금동에 오래 살면 황금동이 내 터전이 되는 거고 달서구에 오래 살면 달서구의 터전이 되는 거고 이런 거는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전세를 구입, 구입해야 되는 입장에서 매매 금액의 5, 60%가 분명히 매물로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예?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분위기가 다 이런 분위기에 자꾸 뭘 물어요 묻기는 예? 안 물어도 될 얘기예요. 없으면 전세 뭐 50%, 60%, 70%짜리 찾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꼭 그 동네에서만 이 동네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는 버려지고 수성구는 왜 수성구인가 하면 옛날 학군 때문에 가격이 비쌌고 가격 변동이 크게 없는 곳이 수성구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아파트도 그렇지만 은 지금 대구 전역이 거의 다 올랐어요. 투자로. 그래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때가 아닙니다. 물론 분양권 하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고 금액이 많이 올라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려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사시는 분들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뭐 똥찌그리 한 아파트는 있지만 어, 뭐안 오릅니다. 예. 아무튼 이슈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뭐 상승폭이 커지고 하락폭이 커지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 하락폭이 크게 커질 여력은 없어요. 단지 하락이 많이 안 될 시즌에 굳이 살 필요는 없고 내년 내후년 물량이 풀리면 은 금액대가 안 떨어지겠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뭐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부동산 하는 분들의 대부분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수송구락 해도 파동 같은 경우는 수송구라고좀 얘기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파동도 가격이 뛰었고 달서구 서구 북구 나온 거할거 없이 아파트 가격은 다 뛰었습니다. 다 뛰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은 뭐 주식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조정 구간 개념이죠. 조금 있다가 내년 내후년 되면 폭락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액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 구입하시고 전세는 이렇게 지금 거래가 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50%뭐 60% 실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한 달, 두 달 기준입니다. 뭐 1년 기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은 또 얼마든지 뭐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그 동네에서 매물이 없다 해서 그 음. 동네만 생각하고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좁게 보면 계속 그것만 보여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서구 남구 북구 다 지금 똑똑한 분들은요 달서구에서 보상받아서 수성구에 그 물건 삽니다. 그것도 뭐 사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안 사요 지금. 주택이나 뭐 상가주택, 뭐 다가구주택 그 중에 제일 인기가 좋은 게 상가주택이에요. 옛날 오래된 주택도 뭐 1700, 1500, 1800선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당 금액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평당 금액은 금평이 아닙니다. 금평이 아니고 대지 면적이에요. 대지 면적으로 지금 네, 오래된 주택도 신축으로 된 뭐 상가주택도 우리 부동산에서 대부분 평당 금액으로 계산해서 이게 비싸다 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면적, 금평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땅이 50평이다. 매매 금액이 10억이다. 그럼 10억 나누기 50 하면 돼요. 대지 면적. 그럼 평당 2천만 원 나오죠. 지금 수성구에 거래되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일반주택 1,500만 원대 2층 주택이든 4층 다가구주택이든 그렇습니다. 4층 다가구주택은 그래도 건축 비용이 좀 더 들어갔으니까 조금 더 챙겨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평균가로 계산을 하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대구 자체가 유재지역이죠. 여기 투기지역이자 조정대상지역인데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저 무주택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출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원룸 건물에 조만한 그 상가만 하나 들어가 있어도 대출이 다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은행이뭐 얼마 어, 어떠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거래하는 뭐 1금융, 2금융 토탈 합쳐서죠. 새마을금고, <clears throat> 단위농협 일단 거래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를 제가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편법도 있죠. 상가 만약에 안 들어가 있다. 대출을 받아서 사고 싶다. 대출 70% 80%인데 근생으로 바꿉니다. 그런 편법을 해서도 은행에서도 뭐 서로 뭐 인맥이 있거나 알면은 뭐 그렇게도 해 충분히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뭐 매매 금액, 전세 금액 바꿔보겠습니다. 전세 거래되는 거는 사실 요 정도 거래가 됐죠. 6억, 3억 1천, 3억 5천, 4억 2억 5천, 2억 4천. 뭐 전세 뭐 1억에서 2억 찾는 분들 많습니다. 많은데 <clears throat> 음, 지금 뭐 이렇게 해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지금 매매로 바꿔 보면 2억 3천합니까? 반가격이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잘 보세요. 물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어, 화면 천천히 넘기면 다시 한번 확인되니까 이렇게 바꾸면 실제 거래된 것들은 거의 반가격이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반가격이 안 되거나 60% 70% 정도 뭐 돼도 관계는 없지만 8, 90%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제가 안 된다 해서 뭐안 하신다고 뭐 안 하실 분도 없고 뭐 하실 분도 없고 뭐 그렇겠지만 보세요. 이거는 실제 제가 인위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통계를 가지고 통계도 아니죠. 실제 보면 이게 뭐 실거래가니까 전세 매매 실거래가입니다. 전세 매매. 실거래가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셔서 꼭 이 동네가 그렇게 안 되더라. 우리는 성선대 성수에는 저 뭐 전세가 90%까지 다 매물이 받더라. 나오세요 그러면. 그 무리하게 들어가서 왜그뭐 예,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굴곡이 엄청나게 큰 상황인데 그 굳이 90%까지 주고 없다 해서 그거를 꼭 얻어야 됩니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예. 제 말은 정답은 아니지만 모르시면 못 믿으시면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서 자료 다 한번 보시면 돼요. 저는 다 보고 나서 얘기를 들은 거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매매 물건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저는 이제 뭐 계속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데 또 생각외로 사실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저한테 묻길래 아왜 방송에 파시는 건 안 올리놓느냐 그런 것도 올리놓으면 저희가 구입할 수도 있는데 뭐 선생님 말씀이 신뢰가 많이 가서 뭐 그런 것도 덕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매물 하나 올리려 하면 그 사진 다 찍고 영상 일이 너무 많아 고 제가 이때까지 안 했는데 그것도 뭐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매물은 공동 서버에 나와 있는 매물 같은 경우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들이 다 공동으로 나와 있는 매물이에요. 신축 상가 주택, 뭐 다가구 주택 다 공동으로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매물인데 워낙 이제 유튜브에 그렇게 잘 올리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혹시 내가 뭐 원리 뭐 조회수도 조회수고 뭐 구독자 수도 구독자 수겠지만 아 동대구역 뭐 땡기다 보니까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뭐 역세권 역세권 많이 찾는 분들 계신데 별반 차이 없습니다 지금은 자, 이게 지금 현재 매매 금액입니다. 실제 매매가 이루어졌는 금액들인데 전세가 어떻게 거래됐느냐 보겠습니다. 에이고 에이고 에이고 에이고 에이고 얘가 자 전세 금액들로 보면은 뭐 8천 뭐 오래된 아파트들도 있고 뭐 이렇지만 보통 뭐 좀 괜찮다 싶으면 거의 뭐 2억대 뭐 이런 아파트들도 있죠. 그리고 동대구 소방서가 옮기게 되면은 여기가또 알짜배기 뭐 땅이 하나 나오면 아파트를 또 짓겠죠. 그러면 그 주변도 또 좋아지겠는데. 자 매매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지금 뭐한 2억 6천, 2억 8천, 3억 5천 이렇게 되면 전세 금액으로 보면 5천, 아, 뭐 3억 8천, 6천, 8천, 6천, 1억 3천 매물은 전세가 크게 많이는 거래가 안 되었었죠. 안 되었어도 여기 8천 뭐 오래된 아파트고 여기 뭐 20평 1억 3천 뭐 이렇게 지금 매물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전세로 이루어진 거래가 된 금액들이에요. 전세가 이루어졌는 금액들이고 매매 금액을 한번 볼게요. 매매 금액은 이렇습니다. 예, 굳이 그 아파트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매물이 없는데 굳이 8, 90% 주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지 마세요. 내 집도 아닌데 말라 그래 들어갑니다. 또 안전하게 들어가야죠.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여튼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뭐 입만 열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저도 자꾸 설명하게 되고 통화하게 되면 또 시간 가는지 모르고 뭐 저도 얘기해 드리고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요 정도만 보셔도 뭐 뜻하는 거 아시겠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문자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또 하나하나 다 설명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주택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꾸 수승부만 해주신다 하는데 뭐 다른 쪽도 제가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동네 전역을 얘기하세요. 구를 구를 한 동네 한 동네 이렇게까지는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감사합니다.